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뽑아내는 용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게 돼서 효과 자체는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발달된 근육 라인 자체가 수술 후에 body line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육이 약간 적을수록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 즉 골격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체의 경우 골반이 넓고 뼈대가 길쭉하신 분들은 X자 형태나 O자 형태 다리의 모양보다는 상대적으로 모양이 조금 더 곱게 뻗은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걸 보면 골격이 후에 나오는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